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출근합니다. 엄마가 사준 바지예요. 아, 너무 예뻐. 엄마가 새로운 이게 주는 게임 거 알지? 어? 조금씩 주는 어, 알아. 아, 엄마가 안에 털 있는 아 뭐지? 아 슬리퍼 동물 그래가지고 아. 엄마하고 오빠가 엄청 많이 싸웠어요. 진짜? 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다 만들었어요. 짜요. 뭐 뭐 얘들아 앉아있어 이걸 언제 다 만들라는 거예 이거 한 장에 하면 돼. 한 장이랑 진짜리면돼 앉아있어 오늘은 월요일 퇴근합니다. 오늘 아침을 챙겨 먹어서 그런지 좀 월요병이 덜 했던 것 같아요. Was in the 60s. But now we use it to make the silly Antoine cold again. Unavailable. I think he's calling about the scent to the Zimmer Hotel. Unavailable. Oh, and uh, Judith. 한꽤 긴데 이틀 만에 먹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음, 말 그대로 인생 공략집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집에 와서 책을 읽다가 벌써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laughs> 운동을 갑자기 또 하고 싶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오려고요. Ooh. Hmm. 여기서 더?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아침을 먹다가 배부르게 먹다가 늦은 것 같아요. 길러볼까 생각 중이에요. You're so conservative. Oh. I hope this means you're going to kiss him again. I tell you too much. I love it. Wait, are you leaving? Oh, just. show you this is not one of those things where you go to the theater and it actually happens every night. It feels like it happens once. Chicken. Chicken. <clears throat> 좋아하는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약간 이런 느낌. <laughs> 무슨 어, 뭐야 뭐야 미친 어 눈에서 약간 레이저 나온 것 같아 <laughs> 여름 같다 생각 들었는데 메디힐 마스크 오늘 행복주택 발표하는 날이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close family can tell the most about a person from their eyes anyway. Treat people with kindness. I love you and will see you. 근데 내가 지금 어. 파멘 포카만 팔았거든? 파멘 포카 뭐야? 다른 멤버 포카만 팔았거든? 음. 얼마 벌었게? 몰라 10만원? 얼마 벌었어? 32만원 내가 원래 이거 시즌 초가 되기 전에 마스터였거든? 응. 근데 지금 초기화 돼가지고 다이아랑 하니까 너무 쉬워. 아. 어, 왜 초가 됐어? 초, 그러니까 시즌 끝나면, 어. 와, 나 베스트 코스튬. 그거 내가 올해 이런 거 하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보이다. 이 포장 음식? 이런 거. 아 그래? 응, 맨날 해먹어가지고. 아, 유해석 조작 하나만한 얘기 하고 있죠. 예. 네. 자. 네. 아! 롤러코스터. 잠깐. 뭐죠 이거? 아, 너무 멋있다. 알고치. 알고치. 아버지 블랙핑크 선배님의 됐다 아니 아니 난 틀렸다 나 이제 난 요거 엄청 먹겠다 맞춘다 이거 60년 <laughs> 대면 조선 7살 때야 신입! <laughs> 신입! 이 바보야 진짜냐 이제 응급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 헤이윌의 선물. 와. 음. 네. 레알 마드리드의 알, 아, 스페셜 원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 오늘 우리에게는 주요 경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눈물 날것 같아. 근데 진짜로 저게 볼 때 이 정도지 내가 저렇게 놓으면 좀 대성 통곡 완전 Nice! 그렇죠. 아! 나는데? 아! 오! 아! 뭐 골키퍼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아 심판이구나 시가요 시가요 아 근데 저거 진짜 좋겠다 네, 근데 카본이네 카본 8번 저 얼마 할까? 저 마스크 한 몇백만 원하 인터에서 넷 16,000원이던데? 알베르데, 벤탄코로, 뒤에 고딘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고딩이라고? 고딩도 여기 나왔어 고딩이겠냐? 고딩이겠지? 그리 무슨 고시밥을 우와. 안녕하 바질 먹으러 또 오고 싶다길래. 그래? 음. 응. 그 칭찬도 되게 많았어. 응? 사실 괜찮네 진짜 느린데 여기 음. 적당히 느 근데 이렇게 그런 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어, 고양이다. 일단 음 매운맛 매운. 어, 여기다 어? 맞아 여기 줄신 줄서는 식당 같아 진짜 초다 진짜 초야 그러니까 아, 튀 이걸 여기다 찍어 먹어 이걸 여기다 찍어 먹어 다 짱구에 나왔어 찍어주세요 내가 안나오 뭐가 짜지 않는 너무 빨리 그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10분 정도는 다 끓여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소스가 진짜 맛있어. 저것도 먹어. 어, 되게 특이하다. 음. 经典一种，可是。 열심 있다. 열심 있다. 그래요. 그립 이것도 엄청 음. 예쁘게 음. 나왔네. 열심히 볼 수가 없네.